이 씨발 새끼! 몰카 조카! 안녕하세요. 일리 있는말만은 일리 있는 리뷰 일 리뷰 일리일리 헤일입니다. 리 큰절 올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완료 해주세요! 오늘 일리 있는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여성을 위한 제품은 아니지만 꼭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바로 그 주제! 몰카입니다. 몰카 몰카! 아! 기사가 맨날 떠 여학생 치마 속을 찍었다 여직원 화장실에서 찍고 경찰도 찍던데 여자친구랑 뭐 성관계 하는 거 찍었다 그걸로 협박까지? 리벤지 포르노! 한강 화장실을 가잖아요 벽이 가관입니다. 구멍구멍마다 휴지, 파운데이션으로 다 막혀있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미친놈들이? 심지어 그 구멍이 존나 많아 전나 많아 나 똥 싸는 것도 누가 봤겠네? 아니 똥 싸는 거랑 오줌 싸는 게 왜 궁금한 거야? 어, 너무 추잡스럽지 않아요? 그렇지 않냐고! 저본적 있어요.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벽을 쳤어요, 막. 막 이러면서. <laughs> 그런 거는 휴지로 막을 게 아니라 구멍에다 대고 시원하게 바퀴 한번 날려준 다음에 송곳 같은 걸로 빡! 이걸 찔러야지. 눈가를 찌르면 더 좋고 잣 같은 몰카에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? 제가 쩍 팔림을 무릅쓰고 사봤습니다. 몰카를. 아, 아우 씨. 아우 상자가 족같네. USB 모양 몰카인데요. 여기 렌즈가 있어요. 이거 그냥 주면은 그냥 USB인 줄 알 것 같아요. 어우. 그럼 한수 와서 같이 얘기하나요? 아 진짜요? 그럼 저 혼자서 그냥 이거 몰카 얘기하면 돼요? 아. <laughs> 네 오늘 또 왜 불렀습니까? 앞에 보여준 게 뭐인 것 같아요? 이거요? 그냥 뭐 어. 물건들? 뭐 리뷰하는 건가요? 여기서 뭐가 몰카인 것 같아요? 몰카요? 어, 요즘에 몰카가 숨어져 있어 단추! 와 이런 거 아. 개소름이지 렌즈가 없, 없지 않습니까? 렌즈를 찾아야 돼 라이터, 음성 인식 이런 거 다 된다고요 야한 소리 짓거리는 거 다 좋은데? <laughs> 요즘 US, 음, 이거 좀 수상한데? 어. <laughs> 안에는 USB인데 군형이 있네. 어, 이게 몰카입니다. 아, 소름이다. 와, 막 이런 게 내 책상에 있으면 난 모를 것 같아. 본체가 아래 네. 있잖아요. 그 꽂으면 이제 아래. 아래. 이럴 수가. 옹알 쪽이. 어. <laughs> 아 왜? 아, 근데 이런 거를 살 수가 있어요? 그게 문제 아닙니까? 더 문제고 소름인 건 제가 이걸 두시간 만에 샀다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주문한 지 두시간 만에 왔어요. 이게? 어! 와... 너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뭐가, 뭐가 있었어요?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몰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오거든요. 아, 이 조그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네. 구멍. 남 똥 싸는 거 다 보고. 아, 남이 똥 똥 싸는 걸 왜 찍는 거야?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. 남자 화장실 가면 벽에 구멍이 진짜 많아가지고. 아 진짜요? 근데 남자 화장실에도 구멍이 있는지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어. 관심이 없어요 남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이런 게 사회 이슈화되고 그런 게 비디오로 돌고 있다면 나도 구멍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뭘... <laughs> 이 카메라를? 와 내가 똥 싼 내 <laughs> 모습을 내 모습이 <laughs> 영상에 이렇게 내가 딱 보게 된다 이, 이 영상 뭐지? 왜 페북에 뜨는 거지? 어 똥을 싸고 있네? 너무 익숙한 근데, 어, 하체야 어, 내 거랑 좀 닮았는데? 어. 내 거야 이 씨발 새끼! 되는 거지 그건 나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걔 잡을 거야 남은 60년 동안 그 새끼 잡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 뻔했어요 그러니까. 찍어봤어요 네? 나를 찍었다고요? 아니 네.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고? 그러니까 바로 꽂아서 보네 그러니까 어? 근데 진짜 어? 이게 한 살이 어? 들어 <laughs> 야! 씨! 너 언제 찍힌 거야? 와. 어, 어, 또 어, 나오네? 아니 일을 언제 하는 거야? 지 얼굴만 보면 <laughs> 니마 사실 난 내 모니터보다 얼굴을 더 많이 아! 이그 네? 몰카 하나로 한스 책상이 다 까발렸어 그러네 귀여운 얼굴도 이렇게 찍혔다 삐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 많이 널려있는 방법 빨간색 셀로판지를 네. 홈 카메라에 붙이고 이렇게 딱 찾으면 렌즈가 반짝거린대요 음. 두 번째는 와이파이 중에 이름이 되게 긴 막 이상한 긴 게 있대요 그거는 모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찾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나는 좀 그러니까. 이해가 안 가.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돼 힘들게 어? 네. 야 당하니까 진짜 젖 같네 딴거 필요 없고 젖 같고 너무 화가 나 나도 모르게 다 찍힌 게 그러니까요 어.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범죄 중에 진짜 큰 범죄예요 파는 사람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범이지 근데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다니까 어이가 <laughs> 여러분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해야 되는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지 저도 이제 앞으로 똥 누기 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 소중이는 소중하니까 띠 몰카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. 그건 병입니다, 병. 치료를 해야 해요. 고쳐지지 않으면 죽던가. 왜? 범죄자가 죽어야지. 왜 자꾸 피해자들이 마음이 아픈 일을 겪어야 하냐고요. 네가 죽어야지, 네가. 아니 이렇게 무슨 어 처벌이 물 음. 물방맹이? 그건 뭐라 하지 그거를? <laughs> 물방맹이는 뭐야? <laughs> 물방맹이 처벌이어서야 되겠습니까? 어? 망맹이로 다 때려 부숴볼라 진짜 <gasps>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세요 몰카 조까!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똥을 싸는 그날까지!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일리 있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법을 네.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 칼로 찌르지 않아도 칼로 맞은 것과 같은 살인과 같은 겁니다 그치.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